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화가 카티노예요. 오늘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귀여운 미니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먼저 러프를 구성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SD 미니 캐릭터를 총 8개나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만 제작하셔도 문제없답니다. 많이 만드는 이유는 XD 캐릭터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미니 캐릭터를 해피 할로윈이라는 커버송에 넣기 위해 그릴 건데요. 여기서 제 캐릭터가 춤을 추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동작을 구성해 보았어요. rough를 잡았으면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스케치는 깜빡 잊고 영상 찍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음에는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캐릭터는 2.5등신으로 정하고 그리기로 했습니다. 얼굴 하나의 크기를 등신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무릎이 조금 구부러져서 그렇지 2.5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캐릭터가 동일하게 움직일 예정이라 얼굴 하나를 다 그렸으면 복사 플러스 붙여넣기를 하여 동일선상에 그려 넣어줍니다. 자, 스케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 펜터치, 선따기를 진행할 거예요. 하나하나, 한땀한땀 예쁘게 그려줍니다. 스치는요 영혼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어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가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칭자를 써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막상 그리다 보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면에서 춤을 추다가 45도 각도랑 뒤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5도 미니 캐릭터도 그려주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왼쪽에서도 춤을 추고 좌 반전을 해서 오른쪽에서도 깡충깡충 춤을 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45도는 정면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달라지게 그렸습니다. 짜잔! 펜터치의 선따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명암을 넣을 차례입니다. 셀식의 1도 명암이 아닌 부드러우면서도 딱딱한 브러쉬를 이용하여 명암을 넣었습니다. 캐릭터가 8명이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단순하게 명암을 잡고 끝부분들은 조금씩 펴서 묘사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지루한 작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8명! 흐! 드디어 끝났습니다. 명암을 다 넣었으니 컬러를 넣을 차례입니다. 밑색을 넣고 컬러의 색깔을 조정해서 만들어줍니다. 명암이 좀진나니잘 조정하여 줍니다. 짜잔! 이게 완성된 캐릭터들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첫 speed painting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생략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卡巴卡巴。